한번 저의 숨겨진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ENFJ 음. 음. 알아요? 나랑 정반대네. ISTP. 어. <gasps> 정반대네? 또 정반대가 좋은 거 아니야?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, 있어. 애교 많은 사람 좋아해요? 저 다정한 거싫어 다정한 거 싫어? <laughs> 그러면 좀 약간 험악한 거 좋아해요? 마초남. 어. 근데 생긴 게 마초일 수도 있어. 그건 안 돼. 그건 안 돼. <laughs> 키 179에 73kg면 그래도 비율 나쁘지 않지. 그치. 좋은 비율. 이 사람 이상형이 궁금하다. 내가 마음에 들었는데 상대방 마음에 안 들면 <laughs> 어떡해. 저는 궁금해요. 난 봐야 돼. 얼굴을 아, 봐. <laughs> 나도 아,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원래 80, 80안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? 그러니까 80안 나오면 안 된다? 1cm니까. 그러니까. 오케이? 안녕하세요. 저 33살 김혜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되게 떨리네요 <laughs> 아, 뭐라고 나와 있죠? 이상형 궁금해요 성격 빼고 성격 마음씨가 좋은 거 빼고 <laughs> 마음씨가 좀 팔다리 얇은 그런 거에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고 팔다리가 얇고 앞뒤도 얇아도 돼요? 그건 원래 포함되어 있는 거아니에아 팔다리만 얇아야 요 앞뒤는 볼록볼록하고 그건 기본으로 아, 그게 제일, 그게 제일 이상형 어, 네. 이상형 그거죠 ENFJ의 성향? 램프질 진짜 좋아요 근데 리액션 되게 잘하는데 영혼 없다는 소리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한 번 그러면 막 오빠 오늘 부장님이 진짜 빡치게 했어 아 진짜? 부장님이 왜? 무슨 아, 일 있어? 아몰 자꾸 빡치게 해 빡치게 있어? 어떻게 가서 때려줄까? 오 좀 영혼이 없어 보이긴 아, 해. 아, 영혼이 좀. 어, 맞아요. 약간 기계식으로 학습된 어. 공감. 이태원 클래스 네네네. 뭔지 좀 어, 진짜 감명 깊었던 웹툰, 인생 웹툰. 좋아하는. 안 보신 분? 다 봤어요. 아, 다 보셨구나. 안 보신 분 계셨으면 나가달라고. 아! 어, 생각보다 유머러스. 그러니까. 감사합니다. 저의 숨겨진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. 아, 어. 네. 오케이. 네네. 네. 네. 아, 네네네네. 네,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, 얼굴이? 아, 저도 보여드리면 되나요? 어, 제 취향으로 가자면 자인 씨. 아 이거 욕 되게 먹을 것 같은데? <laughs> 근데 이걸 준비하느라 통 크게 옷을 입었는데 옷을 갈아입어도 될까요? 음, 기대할게요.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. <laughs> 눈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눈을 얼굴에 드세요 눈을 <laughs> 보고 얘기해야죠 눈만 딱말 안 하고 만나면 바람이에요 말하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러 가고 이래 돼요? 밥까지만 밥에 술? 안 돼요 안 돼요? 아, 딱 밥만 반찬은? <laughs> 반찬 돼요? 제가 싫어하는 사람인 티를 냈는데 만나려고 하는 건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말을 했는데 어 걔는 괜찮아 사람 라고 만나도 되죠 1박 2일 여행 가도 되고 선 넘네 1박 2일 여행을 가자, 가겠다고 하는 여사친이면 네. 벌써 여자친구가 아, 싫어하는 여 음, 여자인 거예요 걔는 네네네. 정상 네. 아니거든요 뭐 셋다 한 발자국씩 <laughs> 와줄 수 있나요? 다 비슷한 내용이셔서 노래랑 춤을 다시 할 것 같아요 아 원래 네. 보여주시기에는 아 노래는 조금 보여드릴 수 있어요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신가요?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는 약간 검이나 검이 어떤 거? 어른아이? 착한 아이처럼 시키는 대로 했는데 yeah, yeah. 자꾸 지겨워 yeah. 와 미쳤다 아 저기 재즈바 같은데 지금 아. 가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 아니. 아 제가 성대결절이 왔었어가지고 아 네, 그러셨구나. 네, 했는데 어렸을 때 미래 같은 목소리. 아 윤미래 좋아요. 네. 노래 너무 멋있게 하셔가지고 <laughs> 와주시면 약속 시간에 한 1시간 정도 늦으셨어요. 어떻게 불러주세요? 어,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안 풀리면 오히려 제가 되려 화를 내는 <laughs> 적당히 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<laughs> 매정아 스타일 아 약간 좀 무섭구나 저는 좀 애교로 어물쩍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예를 들면 오빠 나는 머리카락 좀 다르지? 아니 웨이브 좀 들어간 것 같지 않아? 아, 나 이거 하느라 아 진짜 <laughs> 그럼 오빠가 이 노래 좋아하 네? 그런 건 없었는데? 아 너무 심장이 이렇게 멎어가지고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, 약간 수건 덜렁거리시는 거 보니까 약간 거짓말 하시더 아, 촉이 아, 그 눈이 좋으시 눈썰미가 좋으시구나 현명차가 원래 꿈이었어가지고 아, 죄송해요 저 웃으면 안 되는데 <laughs> 너무 웃으신 거 아니야? <laughs> 서로의 제일 친한 친구가 되는 그런 결혼 생활을 꿈꿔본 음... 적이 있어요 맨날 같이는 안 붙어 있고 할 거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. 아, 네. 각자 할 건 하고 할거 만나서 하고. 만날 때는 좀 설렘이 있어야 돼서 음, 이거 질문에서 네. 왜냐하면 어, 친구 같은 결혼 생활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잘하셨어요. <laughs> 네네 한 명 뽑는 거죠. 어... 그 자인 씨 약간 아뭐죄 짓는 느낌 든다 어, <laughs> 감사하고 네, 감사합니다 어, <laughs> 반갑습니다 혹시 그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키가 좀 작고 어? 그래요? 몇 정도? 한 175. 저 어떻게 4cm 자르고 오면 되나요? 아니 근데 키가 그렇게 안 커 보여요. 제가 키가 커가지고 그런지. 그러니까. 네네네. <laughs> 저는 좀 남자다운 외모에 귀여운 성격이신 분이 좋아요. 근데 본인도 약간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. 아 제가요? 어, 남자답게 생기는데 조금 개그도 있으시고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.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? 아까 처음에 네네. 그 몸매로 네네네. 첫 단계 질문을 했을 때 네네. 다른 분을 뽑으셔가지고 아 네네네 아왜 그러셨을까 <laughs> 궁금? 아 진짜요? 아 이걸 뭐라고 대답하지? 약간 그 제가 네 너무 약간 과감? 과격? 아 뭐지? 단어 선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은 부담스러워가지고 어, 좋으신데 그래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네.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으세요? 밑으로 몇 살 연하까지 만나봤어요? 잠깐 열, 열 살? 열세 살은 어때요? 음,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, 진짜 음. 아, 저 궁금한 게 힐링 해줄 수 있는 뭐 데이트 방법이나 그런 게 있어요? 차 끌고 기다리고 있다가 집까지 데려주고또 그 안에 차에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직접 해올 수도 있고 기분 안 좋으면 좀 먼저 들이대는 것 같아요 뭐, 뭘 들이대는 거예요? 뭐 밤이면 밤에 들이대고 아, 네. 아, <laughs> 네 이벤트 이벤트 <laughs> 아 궁금하다 <laughs> 저랑 데이트 하실래요? 음, 좋아요. <laughs> 사실 예상은 못했어요 제가 선택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저도 인기 많으니까 남 좀 많아요 <laughs> 조용하시고 얌전하신 것 같으면서도 연인이 되면 남자친구한테는 또 재밌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?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. 그 아재 개그 같은 거 쓸데없이 웃겼어요. <laughs> 네. 하자고 하면요?